이게 들어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켤, 켤 때랑 끌 때만 소리가 나고 사용을 할 때는 뭐 전혀 네. 뭐 소리가 나지는 어,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그둘 우리... 중에 아무데나 꽂으면 돼요? 네네 하나는 아.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아. 있는 거고 섬세하다. 네. 우리가 보면 왜 그거 알아요? 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혈자리 중요해. 혈자리. 아, 맞아 맞아. 네 혈자리를 눌러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저희 배꼽 있는데 보면 네, 배꼽 있는데 이 손가락 두 개 밑에 있죠? 여기 네. 혈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 두 개에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아, 이두 아. 군데 네, 그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앉아서 붙여도 돼요? 아니요. 네. 사실 서서 붙여야 돼. 아, 아 서서? 네. 제 배꼽이 어딨냐면 네. 배꼽이 어딨냐? 여기 있거든요, 배꼽. 네. 지금 배꼽이 여기 있잖아요. 배꼽에 이거 붙였어요? 테이프? 아, 테이프 아, 붙였어요. 테이프 붙여 주세요. 거기 테이블 어떻게 보면 지아 이거? 네. 왜냐면 사용할 때마다 좀 깔끔하게 쓸 수 있게. 네. 아 깔끔하게. 네. 아, 아 그러네. 어, 와 깔끔하게 쓸 수 있겠다. 네. 이런 난 세심한 배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 쉽게 충전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우리 배꼽 배꼽 배꼽 어디 있죠? 여기. 배꼽 여기 있답니다. 발이 되게 길다. 그러게요. <laughs> 배꼽 여기. 너 배꼽 어디 있어? 여기 배꼽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을 이 배꼽의 가운데 이 마디 있잖아요. 어. 이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 두, 일렬로 이 마디와 밑, 아. 네, 두 마디 밑으로 이렇게 하나 아, 붙이고요. 아, 마디를 이렇게 네. 해야 되구나. 그리고 또 요 밑으로 또 두 마디. 두 마디. 네.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어. 해서 주름진비 부분이 일자가 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 배꼽과 이제 일렬이 되겠죠. 아. 네, 간단해요. 붙이는 거. 어, 아, 붙일 때는 일어서서 네. 붙이고 네. 세활할 때는 이렇게만 앉아서 해도 네, 네. 네네. 아. 이게 저희 그 간단하다. 얘기하는 배 혈자리가 고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가시광선이 나온대요. 가시광선? 네. 여기서? 네, 이 작은 오, 흑트 같은 이 제품에서 가시광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한 하루에 한 20분 정도. 오, 짧네요. 네, 이게 왜냐면 한 번 작동을 하면 20분 정도 가능하대요. 아. 그러면 한 5일 연속 꾸준하게 해야지만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음.